주목해 내 손짓 하나에 이리로 저리로 move 생각보단 넌좀 easy game 명심해 잘못 건드리면 already 꼴레리 너 나에게는 그저 piece of cake What you waiting for? Yeah, yeah. 아무리 떠들고 찾아봐라 오겠지 우린 이미 현배를 다 타타타타타 미리 말했잖아 우리 여기 모든 걸 배팅한 목소리로 외친 word 노력해 노력해 계속 working 들어 손 들어 손 들어 트로피 No pain no gain 죽으란 법 없지 늘 그래왔듯 우린 다른 길을 찾지 일년로 맞춰다 준비를 해 붉은색 빛으로 물들여내 안에 남은 것이 없도록 쏟아내 후회 넣게 oh, w o 목성이 터져라 외쳐 my name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네 If you let it to call on my name 어른손 draw Salute Only yes, a lot of me Ah. On Salute Come and get me, come and get it Come and get me, come and get it Come and get me, come and get it On Come and get me, come and get it Come and get me, come and 모른 척 salute sign 우리의 connection 아무도 모르게 하는 뱀에 쓰는 action You and I babe yeah. This brand new avenue 새로운 길 get chuck I'm going my way 난 나만의 길로 너는 넌 나의 간섭은 별로 You're trapped in my zone 나리게는 없듯 출구는 없어 There ain't no answer speech 1년로 맞춰다 준비를 해 붉은색 빛으로 물들였네 안에 남은 것이 없도록 쏟아내 후회 넣게 oh. 정이 터져라 외쳐만 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 is on drugs Salute. Only jag Solid. I will show you my paradise 출구가 없어 no way out 이제 막 시작인 girl We got long way to go baby 기다리다 놓치고 후회하지